어, 한 번에 막 안 하고 되는 게 아니야. 아, 네. 오케이. 난 아, 좋아졌다.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. 너의 그 표정과 달면 그냥 되게 약간 누구지 됐다 후회를 하는데 얘기해보니까 너가 너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답답할 정도 이거, 안 좋을 때는 집에 풀 뻔하서 여기서 하면 이제 집을 사는 이상하 이렇게 돌아가거든요. 이상하게. 이상하게. 야 성인 평균 키가 173과 3인데 근데 중일이 173